안녕하세요 홍펀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인 요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다들 뉴욕은 다 알면서 요크는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뉴욕의 욕자가 여기 영국의 요크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난 어, 올드요크에 살고 있어 라고 일부러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작지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고 사실은 런던보다 훨씬 영국스러운 도시가 또보니다 사실 생각보다 볼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, 여기에 오시면 할 만한 것들을 네,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? 유럽에서 중세길 보존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에 하나인 샴베스입니다. 여기까지 요크에서 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봤는데요 혹시 영국 런던에서 요크로 여행 오시는 분들 있으시면 꼭 연락을 주세요 제가 직접 하는 가이드 투어가 있습니다 관련한 정보는 요 옆에 로만 벽돌을 클릭하여서 확인하여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